사상 최대의 국산 무기 프로젝트 한국형 전투기 KF-X가 마무리 조립에 들어간 사진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이 사업을 독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을 확 d b e nice if they had subtitles in English, but I think it's in Korean. 비스듬히 치솟은 꼬리 날개, 전투기의 눈, A사 레이더가 탑재될 노즈콘. I guess it's like a partnership of uh, Korea with Indonesia. 한국형 전투기 KFX CJ 1호기입니다. 지난해 9월 조립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공개되는 현재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oh, wow. 세계 최고 전투기 미국의 F-22 랩터와 비슷합니다. 기체 전체가 이레이다파를잘 반사하게끔 이런 반사각 정렬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라든가 나팔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스텔 성능을 지 않을까. 현재는 조종간 장비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달 중 랜딩 기어, 즉 이착륙 바퀴를 장착하고 검은색 도색을 합니다. They don't look that big from afar, but when you're looking at you know people being so close to it, they're huge. 공개 행사를 통해 첫 선을 보입니다. 이어 지상 시험 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비행 시험을 한 뒤 2026년까지 개발을 마친다는 wow. 계획입니다. KF. 우리 독자 기술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적 난관을 하나씩 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걸림돌로 네. 떠오른 건20% 지분 참여 그 중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입니다. 지난 일요일 서우 국방장관과 강은호 방사청장이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1조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정부와 개발업체인 한국항공 우주산업이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와우. 아, That's pretty cool, guys. It's nice to see, you know, working with other uh, countries, you share technology, you share ideas, you know, you learn one another. At the same time, you learn from one another's uh, mistakes as well. So it's nice, for example, that uh, Indonesia and Korea are working one another, and it'll be nice to see, you know, this is a good uh, start. So they have partnership and they're working on uh, these uh, airplanes. It'll be nice to see other companies within Indonesia as well as Korea working with one another to solve some problems of humanity. So pretty cool, guys. Thank you very much for suggesting it.